うん。 Gracias. 한 5분 사이에 130장 찍은 거예요 가공공스 <laughs> 아, 되는 방 이걸로 찍었지 한번 응.

Oh. 타고 아, 갔어 네. 아, 네. 전주 쪽에서 오느라고 나중에한거 너무 많이 먹는 거 아니야? 괜찮은데? 이건 그냥 라떼라서 어, 이걸 같이 먹으면 맛있어 이게 달달이다 하루목이 너무 귀여워 뭐야? 응. 음. <laughs> 너무 귀여워. 이거 가거 진짜. 어, 뭐가 있 어. 어. 약간 견과류 같은 건가 봐. 뭐식인가 봐. 국빵 같은 데 국빵. 음. 이게 빵이에요. 우와. 이건 뭐지? 이게 딱딱한 걸로 딱 고정을 시키면 서, 서있을 수 있을게. 응, 그런 거야? 그런 느낌이야. 그런 거 그, 그, 이거 맛있는데?

원래 새로운 게 많이 들어오니까. 그지? 어, 이거 진짜 귀엽네 하루방 아 근데 실리콘으로 마시는 것 좀 느낌 이상해 그지? 이거 근데 많이 봤어 인스타에서 응. 이거랑 아, 수국 에디션이구나 이미 많이 봤어 제주만 있는 게 아니고 어 이거 좀 괜찮은데? 이게 다 나갔냐고 별로 동백 뭐 동백꽃 별로 또 괜찮은 거 같아 제주 바다 이렇게 써있고 해녀도 있어 할래 <laughs> 이것 봐 흑돼지 아보카도 나 저거 까만 크림 프라푸치노 아니면 쑥떡 크림 프라푸치노 먹을까? 진짜 맛있대 근데 지금 먹을까? 밥 먹으러 가야 되잖아 그 이것만 사지 뭐 다음에 와서 먹을게 Amen.